왔다 왔어 왔다 왔어요 진짜 왔답니다 오늘은 마이산 여행 등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많차입니다 주말이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아, 본격적으로 등산을 시작합니다 남부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벌써 땀이 삐질삐질합니다. 열심히 올라서 마이산 등반을 마치고 마이산 탑사로 가려고 합니다. 마치고 이거 잠시 쉬었다가 어, 아, 물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열심히 또 그래서 갑니다. 여기 볼만한 데가 있다. 그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이거는 687m예요. 그래서 비룡대를 거쳐서 어, 안마이봉 쪽으로 하산을 하겠습니다. 마이버 음. Vincent 재난기는 산세의 모습도 쳐다보면서요 이렇게 마이산 예약 첫 번째 예약 마이산 등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마이산 탑사반 그리고 각 볼거리들을 더 연이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